여기 어, 아닌가? 몰라 그런 거 같아 Oh, s o r r 어차피 먹고 싶, 맛있는 건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<laughs> 맛있는 게 안 보여? 엄청나게 맛있는 거 많은데 가격은 별로 안 비싸 엄청나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Thank 아, 네.